주머니 살려주세요 앞보고 가라 신선이 나온 것 같은 냄비에서 민박에서 아. 닭다리 닭다리 깔리고 원래 갔다고 아, 그래. 어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나도 없어도 맛있게 먹어. 네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요. 아 사장님 그릇 잘 먹었습니다. 어, 잘 먹었습니다. 그래도 이거 찌개 많이 했네. 네. 들고 왔어요. 밥이 없나? 네. 아, 밥이요. 겉절이 주셨어. 더럽기는 해도 이게 다 거기서 그런 데그렇 그렇겠죠 갖고 네. 예. 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온거 여기다 넣 알겠어 와 호미 빌려주셨어 호미 주셨어 당첨 그렇게 한다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사장님이 <laughs> 짱 좋다 여기서 길 끝까지 어. 감사합니다 아, 아 넘어가는 길 도로 잘 돼 있다 그랬는데 저 끝까지 가야 돼 그럼 이 도로 따라가야 돼 엣지 <laughs> 있으시네요 민트색 바지와 빨간 고무장화라 아이 주인 아주머니 우리 걷기 훈련 시키시네 우후! 밤에 오면 낚시 있겠다 그지? 하는 거 하지 말고 아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되겠네 <laughs> 이렇게 굴 톡 떼가지고 돌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 굴, 굴인데 다 근데 너무 작아 요새 건 다 작지 뭐 떼가지고 호로록 먹진 말래 이렇게 줍는 거야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잘 까겠다고 이 정도면 쿨팔로 다 어머 소중한 나의 프라이 자연산이니까 만원이라 찾주자 한번 봐봐 보여줄게 보여줄게 잠깐만 껍데기 안 들고 가려고 생용을 썼네 너도 여기서 또 작업을 해볼까? 가짜 허리 아파 어! 지금 그냥 들고 가자 있십니다 왼손에 드신 건 뭘까요? 물이다 영락 없는 굴가는 아주머니지 뭐요 엉덩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오, 5초 만에 다 따라라라라 <laughs> 세상에 이걸 어떻게 켰어? 죽는 줄알았어 저희도 라면 끓여 먹을 것만 캐려고 했어요 꿀 좀 먹고 싶어? 네 이것저것 도 계란 들어야 되고 새우 간거 들어가야지. 아, 아 새우가 들어갔구나. 새우 간거 들어가야지. 그래서 이렇게 맛있었구나. 큰 거는 혹시나 구워 먹을까 싶어서. <laughs> 아까 저희 옆에서 굴 캐던 아주머니 굴 자꾸 먹었어요. 그래? 네. 그, 계속 먹었어요. 맛은 있지만 요새 고기 있어. 그래서 안 먹는데. 우가 못할라봐. 걸려봐. 어떡하냐. 상한 거 먹으면 1 0도 걸린다 그러지? 네. 요새 이거 갖고 있는 거 하든지 조금이라도 내게 해가지고 너하고 같이 놀아먹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래야 사람들이 오면은 목이라도 죽이게 찬물에라도 한 그릇 먹여서 보내라 그러고. 논아줄 손님이 없네. 응? 논아줄 손님이 없네. 뭐가? 이거 나눠 먹을 손님이 없네. 아, 야 그만큼 많이 논아 먹었으면 됐지. 어저께 저기 두 짝붙 쳐주고 저 뒤에 또 여기 앞에 한짝 붙여주고 그것도 맛이 없어. 그것도 맛이 없어. 맞아. 음. 맞아요. 오. 음. 맛이되게 됐죠. 색깔 봐. 와. 작게 하나 묻혀서 드려야겠다. Wow, baru 的。 길 좋은데요 살려주세요 <laughs> 미쳤네 화이팅 아다 아, 내려온 것 같은데 또 내려가는 건 또 오르막이네 오 벚꽃 너무 예쁘다 여기 지 여기 지 카페네 카페 카페 아고 허리야 어 여기 오 종류는 뭐 이렇게 있네 아 이것도 다 종류가 되는 거고 어다 되어 되는 건가 봐 좋은 펜션 많네 여긴 별장이야 네, 네. 남자들의 땀내가 <laughs> 지나가는데 땀내가 물씬 나는구만 와 꽃잎 내려오는 거봐 너무 예쁘다 페달? 그냥 자전거 옆에다 대놓고 신발끈 못으면될 텐데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요? 오! 벚꽃잎 봐! <laughs>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다 아 꽃비 너무 예쁜데? 와 대박이네 여기 여긴 빨리 지나갈 수가 없겠다 야 조심해 어머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? 어? 대박 <laughs> 야 이거 찐이다 찐와 이거 리얼이다 진짜 못 나가면 어떡해 <laughs> 자 화살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선착장 화살표부터 나 먼저 갈게 와 대박 몇 킬로야 이게 야 아, 대박이다 진짜 배놓친두바퀴신가 <laughs> 여기 예쁘다 교모전 쓰고 있었어요 했냐? 야너 뭐야 <laughs> 엄마 데려와 제대로 먹었어 엄마 데려와 너 혼자 먹었니 이거? 설마? 어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놔줘 <laughs> 가라